알아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.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죠?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. 그냥 옆에 없으면 되는데. 그냥 저만치 멀리서 지켜만 봐도 되는데